첫 번째 게임에서 개박살 나고 <laughs> 두 번째 게임이다. 성함을 한 번씩만. 안녕요 템프로 김건태입니다. 장춘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전략이 어떻게 되시죠? 아 열심히 해야죠. 아, 무섭다. 그냥 잘하는 거. <laughs> 전략이 너무 한결같은. 아이 어, 다행이다. 아이 어, 다행이다. 골, 골, 골. 골이야? Serve. 我原本是要去 고양태입니다. 네, 예, 변상입니다. 다리 괜찮으세요? 어, <laughs> 까졌어. 오늘 즐거웠습니다. 아, 예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아 네, 예. 대패입니다. 아, 예, 너무 운이 좋았어요. 네, 네 올리지 않겠어요. 예. 오야, <laughs> 어, 너 지금 티셔츠가 살색이랑 똑같아졌어. 고생 고생했어. 성무님도 <laughs> 아, 고생했어요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코님이 아, 제가 있잖아요. 유코님.